아 진짜, 내가 그거 진짜 내가 그거 어떻게 잃어버렸지? 그러니까 오빠 내가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아, 진짜 미쳤다 나 진짜 미쳤지 야 나 진짜 미쳤어 진짜 나 미친 거 같아 진짜 미쳤어 진짜 미친 것 같아 내가 진짜 너랑 전화 끊고 나서 은행 가서 그 돈 출금했어 출금하고 은행 앞에서 7번 7번 버스 타고서는 떡볶이집 앞에 내려가지고 오뎅 하나 먹고서는 그리고 바로 집에 왔는데 내가 아, 그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 저거 저거 여보세요? 아, 네, 네. 아, 왔어요? 아, 아 네, 네, 잠깐만요. 네. 아, 보인다. 네, 네. 네,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대박. 오빠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낼 돈은 그렇게 잃어버리고 너 배고픈 거는 하나도 안 까먹지? 야 니도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나도 배고프니까 먹는 거야 야 배고프니까 먹는 따라하지 마 먹을 거면 아 근데 우리 여기 진짜 옛날에 엄마랑 많이 왔었잖아 그렇지? 맞아 엄마랑도 많이 왔었고 나 고등학교 때 저쪽인가? 애들이랑 치맥도 많이 했는데 치맥 가셨어요 고등학교 때? 무슨 안 했냐? <laughs> 누구세요? 누구야? 오빠 누군데? 누구야 너?